어, 뼈벅치 돼요?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과 원장 문성준입니다 지방흡입 효과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따로 있나요? 음, 네, 20대 초반하고 중반이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흡입량을 많이 가져가도 그거를 버텨줄 수 있는 피부에 아직 그 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경우가 많고요. 피부가 매우 두꺼운 사람보다는 조금 얇으신 분이 좋고요. 그리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방이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단단하게 있는 분들보다는 약간 좀 물살이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지방흡입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뭐예요? 저 뼈벅지대요. <laughs> 그럼 뭐라고 대, 답을 해주시나요?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laughs> 저희 중에 뼈, 뼈벅지가 될 만한 사람이 있을요안 만져봐서 네. 모르겠습니다. 네. 건강과 관련해서 수술 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방흡입은 그래도 우리가 저혈압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빈혈 수치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적으로도 당뇨나 아니면 류마티스 질환 그거에 더해서 예,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력이 혹시 안 좋은 것이 있는지 또한 체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3나 비타민류도 수술 전에 복용을 중단해야 할까요? 아니요 마음대로 드세요 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정보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